이런 게 제법 춥네요 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얼음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적고 아름다운 당신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젖은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한 나를 포기해버린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화분이 되어준 당신의 세월 여길 봐 행복만 남았으니까 다내